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갈 길을 밝히고 있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